から減ったノイゲット回復チェスンガラガラ成功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Yes, the sun of being a VVS library. 달리는 차 안에 우린 아무 말 없네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I do my chico to the north, yeah. I get my ride up from the source, yeah. I got my bitches out in Georgia. I get my weed 달리지 마 지금 내 기분 feel so high 멀리 멀리 가는 모셔 Just wanna dum dum dance dum dum dance dum dum dance Just dance Just dance Just wanna dum dum dance dum dum dance dum dum dance Just dance Just dance 붉은색 푸른색 4, 2, 3초 짧은 시간 색 빛을 내는 저기 저신호등이내 머리 그 속에서 와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이전 앞이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 정도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석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Out of my home The up a n muscle s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넌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I'll take to next level 알지만 그럴 걸 알지만 oh, 세게 날 안아주면 안 될까 오늘따라 세상이 무섭단 말야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Realize time that I wasted here Feel like, can't feel the way I am Been fucked up if you kept me right here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to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Needed to stay, needed to stay, yeah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to change The wait is over. The, wait the time over. is now, so let's do it right. Let's do it right. Yeah, we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rise. I, I, I, let me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the plans and live just like a goal.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딱딱한 거리안 플레이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네원각들이 점점 너를 구축할 이유가 돼 I'm a savage 너를 격해줄게 I'm a savage 널 짓밟아줄게 I'm a savage oh, 팽팽한 어둠 사이로 나오르는 기분 이거 내 앞에 중력의 복빛 정이 돈보다 사랑이 트로피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동료와 발아은 하늘 패션 좀이란 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